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안예진입니다 지금부터 마리끌레르 퀵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리끌레르 커버 촬영했어 무슨 옷 입을지 고민하기 나 진짜 오랜만에 멜론을 먹었어 오늘 촬영장에 이렇게 멜론이 엄청 잘 깎여져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 최애 별명? 강아지? 나는 피스타치오색 오 퀵터면네 이거 빨리 <laughs>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태국 음식으로 할게요 태국 음식 쉴 때 나는 집에 있지 너무 많은데? 나 근데 최근에는 강릉, 강릉 가고 싶었어. 뭐였지? <laughs> 아, 태연 선배님의 What do I call you? Hello, stranger. <laughs> 나는 뿌잉. 뭐야? 우와! 따라다라따. 뭐야? 알았어? 대박! 나 시리얼 진짜 좋아하는데. 짠! <gasps> 우와, 이건 처음 봐. 뭐야! 고마워. <laughs> 나 이거 가져가서 완전 맨날 맨날 아침마다 먹어야지.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시리얼도 고마워. 다음에 또 만나자. 안녕.